2020년 3월 3일 어 사, 오늘 삼겹살 데인데? 이 오늘 삼삼데이인데? 삼겹살 먹어야 되나? 슬프구만 삼겹살 데이 start go. 공포방송 number one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. 어? 뭐야? 예스 게이드 뭐야? 예스 게이드 뭐야 야나 길 잘못 들었는데 유패 발견해서 봐봐 와 뭐야 시계 계량기 비었어 예스 아 게이드이다 누가 신고했어? 누가 신고했어? 누구야? 오빠들 아, 순찰인가요? 죄송합니다 누구, 누구세요? 뭐야 이거 왜 이게 누가 진짜 왔 누구 있어요? 잠깐 땡겨. 땡겨. 땡겨. 계세요? 어,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시냐고요? 에? 예? 누구시냐고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 여러분 여기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일본집에서 그거 하고 와갖고 뚝배기 깨져버려고 지금 머리에다 붕대 가고 있거든요 지금 붕대 투원하고 있거든요 머리에다가 대가리에다 뚝배기에다 지금 붕대 가고 있었는데요 내가 안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가될 것 같은데요 찐맛 같은 소리 하지마 나오세요 나와 당신 수배자지 다 알아 당신 수배 떨어진 건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거지 응? 그렇지 나와 나와 나와요 예. 진짜 나왔다 누구세요 누구 당신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요 저 노사예요 아니 여기 깜짝 놀랐어요. 당신 수배자지 수배자지 그러더만요. <laughs> 이리 나와라 너 이리 나와라 그러더. 일층은 봤으니까 바로 이층으로 갑니다. 불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? 여러분들 무당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무당집하고 아까 전에 그 노숙자분이 계셨던 거기는 패스하고잉 무당집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 확실히 느꼈죠? 이렇듯 흉가라고 해서 모든 귀신이 항상 똑같이 존재하고 똑같은 기운을 몸으로 뿜뿜하는 건 아니에요. 어바드 구독 좋아요 알림, 설정까지. 설정까지.